做噩梦了。 does. <laughs> love you, Mr. Bubs. Mm. Do you love me too? No? Oh, no. I think he loves me. Yeah, I got you. I got this on camera. wait ハロー l 聞かされていました。お父さんが亡くなると、その面影を求め、お父さんと血のつながったお兄さんに o Chiquinho, olha o, gato, o cachorrinho, Chiquinho. 来了，拿过来，你看啊，再来。 여보 어? 어? 어?